배워보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맛집거리 그런 것 말야 메모장에 너를 가득 채워 하나 둘씩 깔아가는 게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게 처음 보는 네 모습 보여줄 때 그런 너를 담고 싶어 너도 모르게 웃어줄 때 너는 모르게 접어둘래 오늘 하루도 참 예뻐 싶은 말야 메모장에 너를 가득 채워보고 싶어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기억하고 싶어 오호호호 어, 어, 어, 메모해 오호호호 내일 해 오호호호 메모해 메모장에 너로 꽉 두 팔이 너를 꽉 안아보고 싶어